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는 월텀 월텀 치킨 준비해봤어요 이 네 가지 맛이 있대요 양명 치킨 후라이 치킨 이거 치킨 양파 치킨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거는 마늘? 마늘 지키는가 봐요 먹어볼게요 어떤 소우숙 있는데 지켜서 먹어볼게요 비스미라흐라힘 맛있어요 치킨이 부드러워요. 와, 진짜 맛있네요. 여기 떡볶이 버킹이 들어있어요. 한입 먹어보세요. 이 월텀 치킨이 정말 맛있네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먹어버릴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더 봐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